안녕하세요 저희 멜로디가 저번 39화에서 테라와 함께 공연을 했었는데요 네? 못 보셨다고요? 그럼 위쪽을 잉크해서 보고 와주시고요 자 저희는 그 후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빨리 40화 예고편 봐볼까요? 테라는 데뷔반에서 대차게 쫓겨났고요 뭐? 내가 나왔거든? 외롭게 떠돌다가 멜로디를 만났더래요 나 안 외로웠어 샤바샤바 괜찮아. 아, 너희 나에 내큰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샤바 샤바 알샤바 괜찮아 우리가 있어. 40파 멜로디 최대 위기 헤라야 부탁해. 부탁하지 마. 멜로디 최대 위기 헤라야 부탁해? 저희 멜로디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헤라야 부탁해 부탁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래도 부탁해 저번에도 도와줬으니까 이번에도 도와주면 안 될까? 헤라야 부탁 들어줄 거지? 그럼 헤라가 부탁을 들어줄지 저희는 내일 함께 확인해봐요. 안녕! 여러분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이런 영상은 어떠세요? 재미있는 영상이 훨씬 많으니까 샤이닝스타 채널 꼭 구독해주시고요. 저 virtual 나라도 많은 사랑과 기대 부탁드려요. 샤이닝스타 오케이 thank you!